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용의 강림이 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청난 밸류들의 카드들이 출시되어서 강력한 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역대급 오버밸런스라고 불리고 있는 주술사 갈라크론드 덱은 하스스톤 역사상 최초로 확장팩 출시 이틀 만에 너프가 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장과 대전 모두 빠른 피드백으로 밸런스 패치가 있어서 게임이 더욱더 재밌어지지 않나 싶어요 이번 주에도 하스펀 재밌게 감상하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키운다고 요까, 요것까지 해야 될까요 님들아? 나 지금 그냥 무난하게 5, 3을 할까 아니면은 뱅클 키운다고 한번 까불어볼까 한번 아니 내가 네, 그, 요즘 네 생각에 어 뭐야 못죽 뭐, 어, 뭐야 뭐야 다음 턴에 끝내야 돼 다음 턴에 뱅클 각 잡자 요거도 쓱 써버리죠 이거 환생은 깨주지 말고 살 수가 없어. 이거밖에 없어. 노자리? 또 자리 아 지금 올라왔 와우 이 주문이면 되겠지 용해와 알렉스타라다를 악수 끝에 어 음, 음. 아, 고민 끝에 악수 할 수도 있어요 뭐 도박으로 갈 수도 있다 네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아, 네. 네. 이건 도박을 한 거죠, 진짜. 네. 와! 어? 어? 무한? 야, 아, 어, 노자리! 아, 잠깐! 아, 저건 아닌데! 아! 아! 아니, 이대 미쳤어요? 뭐예요? 이거 지금 <laughs> 뭐죠? 아니! 또! 또! 이번엔! 알렉스! 아! 순위! 서순 완벽! 대박이네요! 뭐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악수라 그래서. 악수 아니었어요. 아, 제... 상대한테 악수를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laughs> 아 최고의 네. 그냥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아, 야. 아, 뭐예요, 또. <laughs> 아. 7시 1 와 대박 진짜 미쳤다 게임 다 해먹어라 <laughs> 대박 와 대박 와 맞다 아나 도라인가봐 아 맞다 어? 어? 어? 다 없어지네? 아무튼 잘가 <laughs> 아니 두억 좋다 야 막을 수 있냐? 몰라 때려봐 때려봐요 때려보면 알겠죠? 때려보면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겠죠? 막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막을 수 있어요 제법인데? 와우!

까서 나온다면? 아 이제 또 뭐 이런 거는 이제 익숙하죠 이거 무슨 이거 무슨 뜻? 이거 무슨 뜻? 저기 손에 그거 왜 있으세요? 예? 예? 뭐, 뭐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 왜 있으세요? 부르셨어요? <laughs> 아니 진짜 아그 다음에 내면 안 돼. 아니 다음에 내봐요. 아니 아! 아! 아니 제가 상대를 못 봤네. 아 제가 상대를 아, 못 봤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 진짜 뭔데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수준인데 이거는 진짜? 어 잠깐만 지금 가능하네 이러면 어 서순이다 괜찮아 야 이거 진짜 의식의 흐름 의식의 흐름인데 그냥 <laughs> 그냥 어이가 없어 다시 둘러보실 수 있게 올갈까 말까 올갈까 말까 올갈까 말까 올갈까 말까 올갈까 말까 올갈까 말까 올갈까 말까 올갈까 말까 얼얼얼얼 아이고 아이고 올갈까 말까 올갈까 말까 올갈까 말까 야 올려 올려 야야 왜